안녕하세요 브레이브였습니다 까치까치 설날은 어저께고요 우리 우리 설날은 오늘이에요 여러분 드디어 2019년 기해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모두 소중한 가족분들과 함께 즐거운 설날 보내시고 계신가요? 어, 이번 설날에도 가족들과 함께 맛있는 명절 음식 많이 드시고 안전하게 잘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기경길 안전운전 하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2019년 소망 올해도 이루어지시길 바랍니다. 네, 저희 브레이브로스 올한해 여러분들께 좋은 모습 보여드리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할 테니까요.